아, 3장 주시네. 감사합니다. 네, 맛있지? 영재 어제 진라면 순한맛 하나 끓여줬는데 계란까지 넣어가지고 어른하고 똑같이 먹더라 양이 모자 라도더 끓여달래 어, 하나 가지 모자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식당은 1인분 받아내서 이제는 솔직히 영재도 1인분 내야 돼